안녕하세요 여러분 요네입니다 음, 오늘은 제가 메딜 ASMR을 찍었는데 사실 이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착용을 해야 되는지 잘 못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제품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어, 메딜 NMF 제품이고 특이하게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스크팩도 있고 그 다음에 거즈, 그 다음에 크림 이렇게 3종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3스텝으로 피부 관리를 끝낸다 이런 어, 거구 이렇게 분리를 하고 나서 하나씩 보자면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 비육이라고 되어 있어요 비육이 어, 매드힐 아하필 toning 거즈고요 각질과 노폐물 정돈 피부 청정 효과 결광 부여가 있습니다 세안 후 마스크팩을 붙이기 전에 남은 어떤 그런 치졸한 것들을 없애주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 마스크팩 같은 경우에는 천연 보습 인자로 만들어져 있고 식물성 성분인 위치 하젤수가 메마른 피부를 갈증을 풀어주고 알란토닌 트레할로스가 피부에 수렴 효과를 주어서 피부 탄력을 증진시켜 준다는데 그냥 어쨌든 촉촉해진다는 겁니다. 충분한 보습을 주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두 번째 마스크를 바르고 나서 세 번째가 제 크림이에요. 네, 특이하게 이렇게 핑크 tone-up 크림이라는 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미백, 주름 개선, 이렇게 이중 가능, 이중 기능성 화장품이에요. 마스크팩을 바르고 나서 어, 마지막에 크림을 바르고 자면 되는데 여기에 색소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바르고 주무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무슨 마스크팩 하는데 마스크 어, 속눈썹도 마스카라 하고 아이라인도 그리고 틴트도 바르고 그랬어 그런데 피부는 피부는 안 했어요 어. <laughs> 피부는 안 했어요 제가 대신에 머리를 깠으니까 제가 머리를 요즘 잘 안 까거든요 왜냐면 이게 머리를 까면 어 얼굴이 더 부은 게 많이 보이고 그래서 자 그러면 첫 번째 스텝 빠밤 거주로 얼굴을 닦아준다 쇼 이렇게 닦아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마스크팩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밀착 흡수력 강화 파라벤 무첨가 파라벤이 무첨가예요. 자 이제 이 제품을 보여드릴게요. 음, 굉장히 뭔가 수분감이 많이 느껴지죠. 이게 굉장히 뭔가 앰플을 쏟아 부은 것 같이 이 제품을 얼굴에다가 쫙 붙여줘요. 음, 시원해 이제 여기가 중요한데 음, 없는 걸 이렇게 턱으로 붙여주시고 이 끝부분을 잡고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거 하나만으로도 음, 피부 관리샵에 간 것처럼 비슷한 효과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그 ASMR을 약간 피부샵 롤플레잉으로 해봤어요. <laughs> 하면서도 아직 부족한 게 많아서 사실은 제대로 된 롤플레잉을 해본 건 처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테스트 삼아 요거 하면서 같이 해봤는데 어, 저는 좀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의외로 혼자 하니까 되게 뻔뻔하게 막. 나 <laughs> 되게 뻔뻔하더라고. 자, 이제 조금씩 이렇게 약간 뜨는 부분들이 보면 이제 뜨는 부분들이 점점 마르는 거죠. 자, 한껏 수분을 머금은 피부가 됐어요. 이제 정말 피부가 매끈매끈하고 촉촉해졌네? 이제 이렇게 이제 흡수시켜 주시고 마지막으로 어, 메디힐 핑크 톤업 크림 제가 아까 보니까 한 번 쓰기에는 좀 많을 정도로 넉넉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다 쓰지 마시고 아침에 메이크업 하기 전에 바르시면 얼굴 이제 좀 환하게 어, 얼굴 좀 잡아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요거를 발라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두드려 바르라고 돼 있어요. 옷을 봤는데 두드려 바르라고 그 이렇게 한번 발라준 다음에 두드려서 여러분 이거는 비비가 아닙니다 CC크림도 아닙니다 음, 핑크 톤업 크림 그리고 색소가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바르고 그냥 주무시면 돼요 이 여기 톤과 여기 톤이 지금 전혀 다르잖아요. 제 여기 바른 부분, 바르지 않은 부분을 이렇게 딱 비교해 보자면, 음, 굉장히 다르죠. 여기는 좀 맑은, 어, 맑은 하얀 톤, 쿨톤 같은 느낌으로 좀 변하는 것 같아요. 이 쪽도 마저 발라볼게요. 뭔가 이 마지막에 마무리해주는 크림이 얼굴 톤을 밝게 해줘서 좋고 그 다음에 확실히 어 제가 메디를 정말 많이 쓰는데 그 촉촉함이 굉장히 좋아요 촉촉함이 좋아요 네, 그 중에서도 이건 또 굉장히 촉촉함을 담당하는 어, 마스크팩이라서 물광, 보습, 촉촉, 생기 음. 그래서 굉장히 좋네요 요거 한 팩이면 여기 안에 마스크팩 그리고 이제 각질 제거 크림까지 마무리 되는 거니까 여행 갈 때 뭐 여행 갈 때 이제 막, 막 굳이 막 챙기지 않아도 그냥 요거 하나 들고 가서 저녁에 한번 해주면서 이렇게 발라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메디일과 함께하는 영상을 마무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메디힐도 많이 사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뿅 안녕